2008년 영화 와 같은 극적인 명승부 끝에 US 오픈 타이틀을 차지한 타이거 우즈 포효하는 타이거 우즈 하면 다들 이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번 시즌 세 번째 PGA 메이저 대회 US 오픈이 개최되는데요. 주요 관전 포인트와 여러 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그 골프입니다. 지난달 PGA 챔피언십에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120일의 US 오픈 대회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펼쳐집니다. 각종 매체에서는 브라이슨 디섐보의 2연패냐, 필 미켈슨의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이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 후보가 원래는 로리 매킬로이, 조던 스피스 정도였는데 지난달 미켈슨의 깜짝 우승으로 3파전이 되었습니다. 전화기도 끄면서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기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만약 우승한다면 PGA 메이저 대회 최고령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한 달 만에 다시 갱신하게 됩니다. 지난 메모리얼 토너먼트 4라운드 직전에 6타 선두였지만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기권해야 했던 존 람이 최근 2회의 코로나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다시 필드로 복귀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정말 칼을 갈고 출전할 것 같습니다. 최근 각종 매체 인터뷰, SNS로 설전을 벌이며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브라이슨 디셴보와 브룩스 켑카를 같은 조에 편성해야 한다는 팬들의 발행과는 다른 조편성 결과는 약간 아쉽습니다. 뭐 그래도 챔피언 조회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는 강성훈, 김시우, 임성재, 이경훈 선수가 출격합니다. 늘 바라던 대로 이들 중 누가 우승 한번 하면 지난 마스터스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 소개 간단히 가보겠습니다. 매년 PGA 투어 대회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을 개최하는 곳이 바로 토리 파인스입니다. 두 개의 정규 18홀 챔피언십 코스인 노스와 사우스 코스가 있으며 놀랍게도 퍼블릭 코스입니다. 지역 주민은 70달러, 외부인은 200에서 250달러를 내면 라운딩 가능하다고 하네요. 언젠가 미국에 가면 플레이하고 싶은 코스입니다.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은 이 두 코스를 모두 활용하는데 이번 US 오픈에서는 사우스 코스에서만 진행된다고 하네요. 사우스 코스가 좀 더 어려운 코스라 그런 것 같습니다. 2018년까지는 4라운드 72홀까지 승부가 나지 않으면 다음날 월요일 18홀 스트로크 플레이오프로 승자가 결정되었는데 이후 룰을 개정하여 4라운드 이후 연장전 2홀 집계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 타이거우즈가 4라운드 이후 18홀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아 19번째 홀까지 서든데스 매치 접전을 펼친 끝에 결국 로코 미디엇을 상대로 우승을 했었죠. 메이저 대회를 포함한 모든 PGA 대회는 늘 우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골프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죠. 지금까지 도그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구 골프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